m 얘들아, 다친다. 멈춰야 될것 같아. 가오야 올라탔어. 내려. 권교님은딱 멈추시고 얘기하고 가시고. 앞에서 뒤로 민다고? 어. 뺄 때가 없냐고. 먹은 거 여기 다 미안해 얘들아 너네 밥도 제일 못 먹는데 계속 미안 얘들아 여기서 자야 되는 건가? 예 와, 맛있어 요즘 별은 우하님하고 연 좀. 아, 지금 이 나오고 있어. 왜, 누구? 성화 언니. 와 무서워 몰려든다 몰려든다 춤추고 있어 형근 오빠랑 성아 언니 Wow wow. 야 <laughs> 진짜 피리 부 사나이 아니야 이거? 피리 부 성아. 와,